Pippi! Pippi! Let's go! Pippi! I'm sorry. to chase. <laughs> Good boy, baby. Good boy. Gummy boy. Gummy boy. Let's go. Baby. 아니가 꺼내주가 영상 좀 찍어 어, 았어 나갈게요. 어. <laughs> 되게 넓었어요. <laughs> 불쌍해 <laughs> 빌려주고 어 아, 여기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네 머리만 그걸 잡아줘 언니가 네, 네 보통 이거 네. 고개만에 딱 틀어졌네 음. 마취해서 청소해야 돼